나이스 아, 네. <laughs> 아, 아 네. 조심해 저거 뭐야 느낌상 A에 한 세 명 올 것 같은 느낌 잖아요 신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맞네요 3명 거 그거 되게 어깨빵 하는 거 와, 부드러워진 거 같아 와 이거를 어. 오 레이스 높아라 신님 신님 가고 있어요 예안 와 될것 같아요 신님 거기 한명더 가요 찌러세요찌러오세 아이고 반갑다 어? 이게 이 뾰룩이 저렇게 어? <laughs> 진짜 때리는 걸지롱 쟤 뭐하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잡아 쫓아가 쫓아가 <laughs> 나이스 알겠습니다. 전화 아니, 아니, 아, 못 전화해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어이구. 이렇게 없던 게 좋았겠다. 누나. 분자네, 분자네, 분자야. 아 어, 어 아 싱글이야. 어, 이거 안 돼. 분명만 조질 것 같은데? 안 되지 않 아이고야. 어 벽공이야 씨. 오다행다 어, 병력을 두 배로 늘겠다 어? 어? 어? 어 지옥에서 돌아왔다 이 싸가지 없는 악플쟁이 새끼 저도 저도 환생시켜주요 <laughs> 구석탱이에 처박혀있어 아, 오 죽을 뻔어 안 지켜요 놀다 올게요 아니야 아니 왜 분노 안 차? 거의 다 탔는데 오! 어, <laughs> 어. bye bye. 어우 nice. 깜짝아 옆에 많이 하는데 좀 다시? 언제요? 아니 좀 이따 뭐 나중에 하고 좀 시간 남을 때 해야죠 얘는 자꾸 잡아 저렇게 잡아 저렇게 잡아 뒤에 뒤에 뒤에 저 개딸피 개딸피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와 이거 알려주시라 뭐를 잡네 우리는 바랄라로 갑니다. 전 작게인데요 그런 일이 없다. 아 아파 아프다고. 만들자 조심 뒤로 빠져 한명 쿠키 받는 야이 개새끼 이 나쁜 죽여 죽여 나이스 그렇지 아 이런 개새끼. 때리지 마.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아, 귀엽긴 해. 와날 지키다니 신께 칭찬받았다 오늘이